하나 주세요 옳지 또 왔어 펼쳐주세요 안에 펼쳐보세요 펼쳐주세요 이제 네, 펼쳐주세요 주세요. 숟가락 말고 밥 네, 하나 주세요. 오 펼쳐주세요 맞아. 펼쳐주세요 이게 뭐야 뭐야 우와 이게 가만히 하니까 이렇게 자 이거 펼쳐주세요 예쁘네. 이렇게. 엄마. 음. 엄마에서 봐야 zalała. Mm. Nie buranie. hmm. 이렇게 돼요. 아, 저도 들고 가려고 ja <laughs> ripuga <laughs>